친구들은 파이어 스틱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웃도어에서 불을 붙일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이 ferrocerium이라는 물질로 되어 있는 이 파이어 스틱은 어, 원래 명칭은 fire stick입니다. fire stick인데 fire steel 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파이어 스틱이라고 하고요. 이 원리는 페로세륨보다 경도가 높은 이런 뭐 금속이라든가 다른 물질로 긁어주면 불꽃을 일으키는 원리예요 캠핑을 가거나 우리가 아웃도어 활동에서 불을 붙일 때 가장 뭐 90돌이나 다른 그런 걸 제외하고는 아주 원초적인 도구인데 어떻게 불을 붙이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, 앞으로 이동해서 해보겠습니다 우선 파이어스틸에 불을 붙일 땐 부식깃을 먼저 준비를 해줘야 돼요 어, 이런 솔방울이라든가 이 자작나무 껍질 아니면 이런 송진이 들어있는 이런 관솔 들어있는 이런 관소를 이제 깎아서 불을 붙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뭐 원초적인 그런 자연 재료보다는 이런 휴지나 뭐 종이가 있으면 불은 더 잘 붙겠죠 어, 우선 fire steel에 불을 붙일 때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갈아내서 나중에 한 방에 이렇게 불을 붙이는 방법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강하게 강하게 이런 식으로 불을 붙이는 방법도 있고 뭐 fire steel을 이런 식으로 뒤로 빼면서 빼면서 붙이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뭐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하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다 이거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뭐 한두 번 해서 바로 붙일, 불을 붙이는 거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재료로 한번 불을 불꽃을 불에 붙여보겠습니다 이건 쑥가루인데요 쑥가루는 불을 이렇게 불꽃을 내면 한 번에 불은 붙지 않고 불꽃을 이렇게 머금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불꽃을 이제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부식깃이 더 준비됐을 때 불꽃을 유지해서 불을 붙이기가 좀 좋은 편이죠 이런 예, 식으로 해서 불꽃을 만들어서 어, 불을 붙이기가 좀 쉬운 재료가 이런 쑥가루입니다 쑥가루는 뭐 불, 꽃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참 좋은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런 탄화면이 또 불꽃을 잡아주기 참 좋은 재료인데요 탄화면은 이 생존이나 아웃도어 상황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가장 좋은 부식기재 재료가 됩니다 이거는 거의 한 번이면 이런 식으로 불꽃이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불을 붙이기에 아주 좋은 재료죠 뭐 이런 재료가 없을 때는 뭐 가장 붙이기 쉬운 거는 이런 휴지가 되겠죠 휴지는 이제 섬유질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부드러운 용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불꽃이 이제 뭐 단몇 번 만에 불로 바뀌는 아주 좋은 재료죠 바로 불로 됐습니다 네, 이렇게 파이어스틸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, 뭐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으로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